あ日本のファン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本当に面白い方本当に本当に面白い方でありがとう日本天文でで愛してる毎日ありがとう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탐나요 킬리그래피 링 색깔 달라고 할 거예요 아크시를 신었죠 이거 우리 이렇 달라고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빵 빵빵 한참 해주시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즈카레 사마 되시다 아쿠마다. 어. 네 내일도 내일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일 더 저희가 오늘 바, 맛있게 밥 먹고 푹 쉬고 내일 또 이제 마지막으로 팬분들을 잘 만나서 마무리하도록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어, 저아저 어, 괜찮은데? 화음 괜찮은데?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어. 내가 맨 처음에 어 이프 이프 토 임파크토와 임파크토와 하면은 다 같이 무스바레떼이루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같이 이게 연결되어 있다. 아, 이름이나 이런. 너와 나. 무스바레떼이로. 우리 나네. 무스바레떼이로 하면 돼. 무스바레이루. 어 무스바레떼이루. 그리고 그리고 연결고리 부르면서 끝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스바레떼이루. 자. 무스바레떼이루. 자 할게요. 자 할게요. 이프토 임파크토와 무스바레떼이루. 너 나. 네. 연결 고리. 우리 우리 우리. まだ